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의끄끌입니다 김경식입니다. 핫!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동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헤어지게 됐습니다. 완전히 헤어졌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본에 있는데 이 비자가 다 끝이 나서 제가 이번 달 말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잠깐 하시다 이것도 알아듣고. 음. もともと5月にビザが終わる予定だったじゃん、うん、でもめっちゃラッキーなことに半年延長してもらったじゃん、うん、その時にはいやもう11月やったらもう終わってるでしょそう余裕でよっしゃーってなってたのにちっちゃい余裕まだだよ神様本当に最近インスタライブとかしながらみんなとちょっと話を聞いたら 9ヶ月会えないカップルもいるし別れたカップルもいるし一応コロナが終わるかな知らないからね半年延長っていうのだけでも贅沢な悩みだから、うん、長く会えない人たちもいるのでそんなに無理を言ったらいけないのはわか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嫌だね嫌じ日韓カップルとしての試練だから頑張って遠距離しましょう、うん、いいよ負けないぞ できます、うん、え아니負けないでしょ <laughs> 슬퍼요슬퍼미쳤어요本当に아皆さん助けて뭐 어? <laughs> 지금 현재 저는 이제 비행기 예약을 다 끝낸 상태고 제 짐들이 이제 택배로 대전으로 보낸 상태예요 별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었는데 음. 진짜 이런 거를 조금씩 하니까 그리고 이제 택배를 딱 보내고 나니까 어우 진짜 이게 뭔가 좀 직감가네? 어탁 그래 기분 기분 同棲してる ちが一回離れるっていうのは難しいと思うよ確かに私たちはとこれを勝ちますからね、うん、まあ長い人生の中の何ヶ月かって思ったら後で「いやもう毎日今いてこりごりだけどさあの時会えなくて寂しかったよね」って笑えるぐらいの話は上手ね話がペットではめっちゃそんな話何ペットでは何니ペットでは자기寂しいあそうで今日これ動画撮りましょうってして何回みんなが見ましたそれが 니생 큐야쿠마님이 와시다고 음. 히토리 히토리 아리가타이 나한테 아나시타이네 앞으로도 영상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영상들도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もともと1年半遠距離してたじゃん、 음. あどうやって過ごしてたかなと思って本当に嘘ですってこれがドッキリでやってほしいなんか「帰ります嘘です」みたいなのを今めっちゃキレてる 음. 아, 그러니까, 진짜 뭔가 그래 가나시 코토바다 나あれ 아, 연기 좋으시잖아 아니, 모르겠다. 아무튼 또 해야 돼. じゃあ遠距離で最後サミンをして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장거리でじゃ김경수 장거리 창! 장조림은 장거리 고! 겁나게 장거리 리!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